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긴 할게요 어! 여기 보이세요? 야, 야 진짜 예쁘다. 이게 음. 산 개구리인데요. 음. 어, 식용이 가능한 개구리예요. 어.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먹을 수 없는 음. 네. 법적으로 음. 보호받는 동물이죠. 아 잡았는데 어 여기 있다 좋았어 손가락만한 거 한 마리 있어요 응 잡았다 잡았어요. 오, 뭐야? 우와. <laughs> 이제 시작이죠. <laughs> 아. 어. 어 어디? 잡았어. 여기. 아. 지금 어. 10. 오. 아, 샤. 근데 이거? <laughs> 아. 아, 손 시려. 어. 아. 아, 손실아 여기도 있고 땅 땅에 박힌 것도 있고. 음, 버들치라고 네. 흔한 물고기예요. 아,